좋아해? 하이마니는 좋아해. 논문을 표절을 하고 대피를 했고 몇줄 뺏긴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긁었구나 제 딸이 이제 국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사촌들이 했던 스펙 쌓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냐. 아이비리그에 갈 때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새로운 스카이캐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시장입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수장 한동훈 전 검사가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 그를 곤혹스럽게 했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어, 매우 강하게 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 글들을 어,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논문 개수, 그다음에 전자책 개수, 발간한 개수만 보더라도